안녕하세요.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I am 뭐야? 내년 4월 지금 조금 밀릴 것 같아서 4월도 그 조금 밀릴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겨울이라 처음으로 가발을 써보았습니다. 어떤가요? 제 머리를 이 정도까지 길러볼 예정입니다. 3, 4, 5 하더라도 6월달에 야외 좀 어떨까요? 그 야외 좀 있, 잖아요 아이 세트 올, 올 세트 아니에요? 아올 세트가 안요올 세트 아, 뭐 오픈 오늘... 오픈 세트고 아 오픈 세트로 오픈 세트니까 지금 세트가 안 돼요. 6월 말 2년 6월 말이나 2년 뭐. 좀넘었요사이 그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어, 간단한 거 어, 걱정도 되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침 너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좀눈치고 오는데 네. 괜찮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외국

뭐야?